우와. 괜찮은데. 아니, 받아요. 아, 우리 카드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응. 어, 바다도 팔아요. 잘 먹을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다음에 뵐게요. 네. 네, 수고하세요. 아유, 요알게요 안녕하세요. 아, 문열린 도깨비. 아, 도깨비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거기 신에서 찾아있지 잘쓰 바다는 가고 싶다 아니 그냥 바다 백가 백가 어디? 식경유 떡이 제일 맛있다고 음 나무 별로야 그. 깻잎인가? 다나 진짜 웬만하면 이런 말안 했는데 진짜 며칠 없어 날, 날이 내가 못나 그래, 치즈 깔려있어. 사진은 나중에 그 다음에 살짝 부드럽게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우와. 엄마 잘맛있어 어, 그래요? 플랜 화이트 이거 플랜 화이트? 음... 나는 바닐라 니슈펜 인재료 바닐라 향이 엄청 많나봐 어, 엄청 많아 근데 약간 그 맛이 나 약간 미숫가루처럼 그런 국물 맛이 나 우유를 약간 그런 우유 쓰는 거 아니야? 여기도 보면 이게 흑임자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썼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네. 솔직히? 구도를 잘 잡은 것 같아 그래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나 음. 자연스럽지 않아? 진짜 먹는 것 같아 이거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? 괜찮지 않아? Let the paintings out be your guide. Don't stop looking in my eyes. Are you cold? Do you want to sit down? 눈물이 핑 눈물이 핑 돈다고 고등학교 때나 이거 먹을래 나는 그냥 오리구나 다 아, 레몬 먹어볼까? 안 먹어본 거 먹어보자 대박인데? 우와. 대박. 어떡해? 와, 짱이다.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좋아요, 좋아요, 만족도. 괜찮아요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가 익는다 어? 응 나는 선보다 조금 이거는 베니 닭강정 대박입니다요 아주 먹읍시다 그러게 그냥 딱 좋은데? 음. 간딱 좋은데? 음. 맛있네 근데 그냥 예상했던 그 맛이네 아, 그래? 갑시다 짠 아, 이게 더 맛있다. 지금 어때? 이렇게 폭사 같지? 어 그래 보이는데? 완전 퍽퍽한데? 근데 그런 normal한 소스 맛이야 닭강 소스 맛 귀여워 예쁘다 예쁩니다요